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얘기 많이 하세요 하나씩 끊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과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 다음으로 수면 마취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면 마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위내시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이상의 수술을 할 때 잠깐 이제 환자를 말 그대로 재우는 거예요.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어, 약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첫 번째가 케타민, 두 번째가 폭볼, 이제 세 번째가 미다졸람이라는 약입니다. 있습니다. 이세 가지가 좀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.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믹스를 해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선생님 그러면은 케타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말씀드렸던 수면 마취를 할 때 쓰는 세 가지 약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, 좀 특이하기는 해요 요거는 수면 마취기도 하지만은 내 몸이 통증을 갖다가 좀 덜 느끼게 하는 작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맞으면은 이제 심박수가 좀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혈압도 조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더해서 나 악몽 꿨어 약간 수면하고 나는데 기분이 안 좋아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상당히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뭐 블랙홀로 빨려가는 느낌이었어 이래서 아 이게 마취의 경험이 좋지 않았어 라고 보통 얘기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케타민입니다 어, 저는 그 얘기 들어요 진짜 우주여행하 느낌일 거라고 예. 네. 미다졸람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미다졸람이요? 미다졸람은 말 그대로 또 이것도 이제 수면 마취를 할 때 쓰는 약물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호흡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쓰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봐야 되고 산소 포화도를 봐야 되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통증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효과는 사실은 없고요 말 그대로 정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프로포폴 아 우유주사라 그래갖고 한때 좀더 유명해졌었죠 사실은 이제 수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, 쓰는 약물인데 현재는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뭐 정말 남용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저희 이제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마약류는 항상 보고를 해야 돼서 많이 이제 올바르게 잡아진 약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수면을 갖다가 유지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좀 호흡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대두라 해서 콩으로 이제 만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콩 알러지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이 마취제들을 선택하는 거는 원장님들의 선택인 거요 네, 순전히 마취제를 선택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마취과 의사가 선택을 하는 거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혈압이 높은지 아니면 혈압이 그래 낮은지 맥박수는 어떤지 호흡 문제는 없는지 천식이 있는지 특정 뭐콩 같은 거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대응해가지고 이 용량을 갖다 가 조절을 잘 해줘야만 문제없는 이제 마취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취제 아까 섞어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네.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라 말씀이실까요? 기본적으로 항상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필요하면 사실 세 개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수면 마취 같은 경우 마취가 되는 초반에가 특히나 계속 이렇게 잘 봐야 되는 때거든요 약간 선잠 자듯이 정도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게 마취과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, 원장님 수면 마취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. 수면 마취라는 것 자체가 잠을 자고 내가 스스로 호흡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도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신 마취에 비해고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진 않기 때문에 차후에 멍이나 이런 게 조금 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마취는 그냥 자고 일어나는 거라서 깰 때 그래도 환자들이 얌전하게 깨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결과대로 조금 더 멍이 덜 들고 기도 같은데 자극을 덜 주면서 어, 안전한 수술 수술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수염마취가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약물로 이 환자 상태를 갖다가 꾸준히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 수면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마취원장님 필수로 계셔야 되고 그것도 꽤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 게 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지방과 체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이었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